날아갈수 있겠네 저기까지 <laughs> 오픈 한번 할까? 어머 지크죠? 오빠 사랑해요 여기는 어디야? 부산 치유의 숲 부산 힐링 포레스트 여기가 그거 부산 어, 언택트 선정 지역이래요 아, 여기도? 음. There's a little wooden swing down by the pier The moss hangs by the pines Been hanging there for years when I... 거의 다 틀었습니다요 그래 그럼 아, 아 다리 아파 너도 눈, 눈 가렸어? 이제 가리려고요 아, 좋다 소리가 기가 막히네 자연 소리 어디 가세요? 동작 그만 내가 빙다리 핫바디로 보이냐? 아, 아 내몸 안에 비타민 D가 충전되는 게 느껴진다 <laughs> 난 살면서 이런 걸 느낄 줄 몰랐다 나도 몰랐어 어? 일어날 시간이야 오빠 내 알람이거든 우리 지금 큰바위 쉼터 가는 거야 쉴 수 있을까? 근데 큰 바위만 쉬고 있을 수도 있어 우리는 못 쉬고? 어. 그게 함정 아 바람 부니까 싹 풀리네 음. 반 정도 올라온 것 같아 벌써? 음.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는 아니야 나도 그치? 난 약간 울산바위 같이 약간 고인돌 느낌으로 이렇게 그러니까. 다 왔다 다 왔나? 어디? 어딨어? 심었다 아, 오! 바위가 그 잘안 보이네. 바위 위에 있는 신터입니다. 큰 바위 위에 있는 신터. 이거 사랑한다는 말씀이아 그럼요. 틈틈이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. 오빠 사랑해요. 음. 네. 우리 여기서 명상을 조금 하고 갈까? 음. 명상의 시간. 웃지 마세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쭈쭈 아, 네. 어 뭐야 <laughs> 여기가 포토 스팟이에요. 여기가요? 오늘 같은 날 빨래를 했어야 되는데 아빨래못하고 아, 아 말좀 해주세요 <laughs> 빨리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 둘셋 오늘 음. 촬영 오기 조금 힘들었는데 어제 늦게 맞춰서 음. 너무 좋다. 음. 산림욕 하는 것 같아. 부산이 그 바다만 이쁜 게 아니라 이쁜 데가 많네. 음. 어! 어! 오리인가? 귀엽다. 오리집 고양이 보고 싶다. 난 저거 보니까 오리 불고기 먹고 싶다. 가야농장 알지? 살아있는 오리를 보고 오리 불고기 먹을 수 있다 할수 있지? 그게 생오리지. 이런 사람입니다. 생오리가 맛있지. 흔들리기는 그때보다 여기가 더 흔들리는 것 같은데 같이 차를 차를 동시에 뛰자 하나 둘 셋 <laughs> 오빠 몸 유연해요? 어? 완전 뻣뻣 벌써 준비됐는데? 나 완전 뻣뻣 아 그래? 그 이거 못하는 거잖아 이거 이게 이거 뭔데? 아 이거 몰라요? 응. 아 진짜 이 사람 정말 이, 런 나무 가서 어 그렇지 여기서 이제 초점을 풀어야 돼 <laughs> 여기는 애기들이 놀기 진짜 딱 좋겠다 체어 웨이트 어머 위로 쭉 올라가야 돼 음. 이거 되게 쉬운데 이러면 내가 뭐가 돼 <laughs> 너가 여기 앉아봐 어, 가볍네 깃털이네 어? 날라갈 수 있겠네 저기까지 가자 <laughs> 보여주세요 더빙해드릴게요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? 그럼 뛰세요 김태인처럼 어디서? 웰빙공원 아, <laughs> 아 용서 웰빙공원 입 맞추기 싱크 맞추기 너무 어렵다 어디서? 어디서? 용수 웰빙공원 여기도 네. 웰빙 저기도 웰 웰빙. <laughs> 이거 보니까 범어사 생각난다 그니까 어, 공기 좋다 공기가 좋구만 <laughs> 어머 오빠 여기 공기 정말 좋지 않아요? 그거야 우리 공기도 좋은데 뽀뽀나 한 번 할까? 큐! 우리 공기도 좋은데 오빠 한번 할까? 아뭐 지크죠? 못하겠어 아 진짜 철판 깔고 해야 돼? 어머 그죠? Those long summers We played water fight, stayed up at night